고객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에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난리가 났다는 모모 괴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모가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괴물 뭐 혹은 귀신이라고 해요 이 모모는 말이죠 닭과 인간이 합쳐진 듯한 아주 기괴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모모 괴담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을 플레이한 영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모는 말이죠 처음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 도쿄에 있는 그 조각상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혹은 모모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등 이상한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엄청 지금 핫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 모모 게임 영상에 달린 댓글들 좀 살펴보다가요 제가 모모랑 실제로 대화해 본 적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휴지님도 조심하세요 모모 페이스북 친구 있는데 말해보고 새벽 3시에 소름 돋게 저한테 살인 메시지 보냈어요 라는 등 어, 이렇게 실제로 메시지를 받아봤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모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한데요 에, 근뭐 이게 설마 진짜겠습니까 제가 해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모모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었는데 아, 총두 가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멕시코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이라고 해요. 자 먼저 이 왓츠앱이라는 어플을 통해 모모의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미리 좀 등록을 했는데 제가 등록을 하자마자 이 모모의 얼굴이 푸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모모 일본 전화번호는요 플러스 81 34510-2539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거 6월 30일에 그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이게 뭐라,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자 번역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 영어로 하니까 번역이 어, 좀잘 안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한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이라고 합니다. 한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자, 두 번째 모모의 전화번호는 멕시코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화번호가 플러스 52 1 6 6 8 1 7 3 4 3 7 9에요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모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해외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이, 이왓셉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한번 직접 보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진짜 설마 이거 대답하겠어 모모가 한국말을 알까요? 영어로 한번 먼저 인사해보죠 Hello 안녕하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어... 아니 이거 말을 못 알아먹는 건가? 아까 이게 일본 지역이라고 그랬죠? 日本人ですか? 1번이세요? <laughs> 음... 제가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딱히 막 답장이 오고 그러진 않네요 자 그렇다면은 메시지를 보내서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다음은 두 번째 방법 이 왓츠앱을 통해 전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아, 살짝 소름 돋긴 한다 와 근데 신호가 가긴 가네요 진짜 계속 가는데요? 멈추지 않고 원래 왓츠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받은 줄 알았네 어 아니야 아니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멕시코 와 이거 신형이 조금 바, 바뀌었는데? 아 멕시코랑 좀 다른 건가? 일단은 계속 신호가 가긴 갑니다 현재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 번호로 전화를 직접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통화 중이요? 그렇다면 멕시코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 진짜 멕시코 번호가 맞... 얘는 또왜 이래? 야야야 잠깐만 일단은 직접 전화로 걸어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어... 어... 아... 소름 돋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요 영상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받진 않겠죠? 자 모모 일본 지역을 한번 영상 통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 눌렀어 눌러서눌러서아 어, 전화가 가 제발 제발 제발 받지 마라 제발 아 역시 아 다행히 영상통화 딱히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멕시코 번호로 전화 걸어볼게요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아, 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제발 받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빨리 끝나라 살아 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하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에 난아거나 말이야 이 순진한 사람들 이런 어... 어, 어, 어! 여, 여보세요? 모, 모모? 모, 모모세요? 저기 아, 한, 한국말 알아들으시나요? a ¡Ja, <laughs>